어 오늘 첫 투표인데 저기 사전 투표소가 어디예요? 사전 투표소요? 여기 저기 저기 거기 고기 저기 저기 옆에 옆에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저기 거기 고기 저기 저기 옆에 옆에 여기 저기 다가오는 4월 10일과 11일 사전투표 화이팅! 여기 여기 저기 저기 거기 고기 거기 고기 저기 저기 옆에 옆에 여기 저기 여기 여기 저기 이제 맛있을까요 네. 어, 나 첫 투표인데 저 저 <laughs> 오늘 첫 투표인데 처음 자, 봐봐 맞고 시작할게 <laughs> 자, 봐봐 지금 어, 여기 여기 여기 저기 저기 거기 고기 거기 고기 저기 저기 옆에 옆에 여기 저기 여기 여기 저기 저기 거기 고기 거기 고기 저기